모래 안녕 아 너무해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요즘 애가 사료를 잘 안 먹어요 하루에 새로 바꿨죠 저희가 껌만 주거든요? 껌만 주는데 요즘 간식을 조금 주고 있어요 오늘 오리 목뼈를 처음 사왔어요 이거는 닭가슴살 말린 건데 이거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오늘 처음 줘려고 냄새가 나? 냄새가 나? 뭐래? 냄새가 나? 냄새가 나? 냄새가 나? 뭐 맛있는 냄새가 나? 어? 뭐래? 앉아! 앉아! 어이구! 어이구 잘 앉았어 어이구 어이구 기다려봐 앉아 먹어 왜안 먹어 뭐래 니 취향 아니야?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먹어봐 아이고 모래 뭐 다 먹었어 너 근데 안돼 두 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모래 안돼 안돼 너 두 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모래 끝끝 끝끝 모래 끝 모래 인사해줘 이제 볼일 끝났어 모래? 어? 모래 안녕 모래 안녕 아 너무해